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슛을 할 때 one motion, two motion 이런 논란이 많은데 한 번에 끊김없이 밀어주는 슛. 이 one motion. 스타트 지점에서 set point를 때리고 던져주는 이 two motion. 스테판 커리도 그러니까 왜 one motion처럼 보이냐면은 set point를 지나서 던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번에 미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one, two.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자켓 안에 손을 넣었다가 one motion 슛은 빵이고 two motion 슛은 one, two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컨텀의 김현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슛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슛을 할 때 one motion, two motion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one motion, two motion의 개념은 슛이 던져지는 그 지점 제가 슛을 쏜다고 가정하면은 자, 제 세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서 던져지는 슛이 제 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슈팅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제 말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스타트 공을 잡을 때 슛을 던지기 위한 스타트 지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치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스타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이 어느 곳에서 와도 이쪽에서 시작이 돼요 아래서 와도 이쪽에서 이쪽에서 뒤에서 와도 저는 여기서 스타트 지점에서 제셋 포인트로 올리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때리는 순간 밀어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쭉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저한테는 set point예요. two motion이에요. 스타트에서 one two가 되는 겁니다 one, two.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던져도 two motion이 됩니다. 무조건. 자, 빨리 던진다고 one motion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 set point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 여자 선수들 슛 던지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던지는 슛을 많이 던졌거든요 남자 선수들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힘이 안 받쳐주니까 밑에서부터 여기가 세 포인트예요 여기서 한 번에 끊김없이 밀어주는 한 번에 끊김없이 이렇게 밀어주는 슛 이게 one motion이에요. 스타트 지점에서 한 번에 끊김없이 밀어주는 슛 이게 one motion 슛 스타트 지점에서 set point를 때리고 던져주는 이 two motion. 네 슛이에요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two motion 슛이에요 스테판 커리도 release가 빠르고 어, 던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one motion이라고 하는데 스테판 커리도 two motion이에요. two motion. 그러니까 왜 one motion처럼 보이냐면은 set point를 지나서 던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번에 미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세히 보면 스테판 커리도 자신의 세 포인트가 좀 낮죠? 좀 낮아요. 낮은 위치에서 여기를 올리면서 빠르게 올리면서 자신의 세 포인트가 코 위치라고 치면은 코 위치를 때리는 순간 바로 밀어주기 때문에 one motion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테판 커리도 투모션입니다. one two 이게 빨라서 그래요. 빨리 던져서 one motion이다. 늦게 던져서 two motion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two motion이에요. one motion 슛은 set point가 스타트 지점이고 two motion 슛은 스타트 지점에서 내 set point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셋포인트를 어, 때리고 뻗어주는 투모션 슛입니다 자, one motion 슛. 원모션 슛의 강점은 저 멀리 던질 수 있고 빨리 던질 수 있고 하지만 moving 슛이 힘들어요, moving 슛이. 세 포인트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노마크 슛은 던질 수 있어요. moving 슛으로 던지면은 몸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들어갈 확률이 많죠. 움직이면서 하면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two motion 슛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 two motion이에요. 예. 아무리 빨리 던져도 저는 two motion이 나옵니다. one, two. moving 슛. 점프슛은 점프슛은 좀 더 명확하게 끊기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총을 쏘는데 자 여기 자켓 안에 총을 넣었다가 one motion 슛은 빵이고 two motion 슛은 one, two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뛰어난 총잡이는 여기서 조준이 되자마자 one two 되는 거고 빨리 쏜다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one motion으로 moving슛을 쏘면 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죠 확률이 적어요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one motion으로 쏘는 진짜 one motion으로 쏘는 사람들도 moving 슛을 쏘면 two motion이 됩니다 그리고 점프슛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예, set point로 고정이 되고 그 조준을 하고 고정이 되고 던지는 슛 moving 슛 대부분 middle 슛은 다 two motion이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저만의 제가 생각하는 추세의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말이 제 슈폼이 맞는 슈폼은 아니에요 어, 농구에 정답이 없지만 정답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다가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슈폼은 추세 개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체 밸런스 이 정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스타트 지점에서 set point로 올라가는 이 구간 가져와서 set point로 올리는 이게 빨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팔을 뻗어주는 방향이에요, 방향. 아, 안 돌았어. 씨.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각이라면은 팔꿈치가 여기서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 이 각.